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 평소에 먹던 거를 색다르게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SNS에서 엄청 유명했던 쿠지라이식 라면이라고 다들 아시나요? 죽은 라면도 되살릴 수 있다는데 재료도 엄청 적게 들어가고 그 조리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, 치즈, 계란물 먼저 후라이팬에 물을 붓고요 끓여줄게요 물이 끓으면 후레이크하고 면 라면은 아무 라면이나 사용해도 됩니다 면이 엄청 꼬들꼬들할 때 이제 네모나거나 동그란 모양이 이제 풀릴 때쯤에요 불을 잠시 꺼주시고요 손이 빠르면은 불을 켜고 바로바로 해도 되지만은 내 손이 느리다 하면은 불을 잠시 꺼주는 것도 좋아요 스푼은 다 넣지 마시고요 절반 3분의 1이나 아니면 절반만 넣어주세요. 이게 중요한 겁니다. 그리고 불을 켜지 말고 면을 섞어주세요. 불을 켜지 말고 실패 안 하는 방법입니다. 불을 켜지 말고 스프가 섞였으면 은 불을 약불로 약불로 지금 면이 딱 절반 익었거든요? 가운데 구멍을 살짝 만들어 주고요 계란 하나를 톡 얹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취향이지만 저는 치즈도 좋아하니까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넣을게요 그리고 뚜껑 닫고 불을 꺼주세요 실패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뚜껑 닫고 불을 꺼주시고 이대로 1분 기다려주세요 1분 뒤 다시 불을 켜서 약불로 약불로 30초 1, 2, 3 29, 30 다시 불을 꺼주시고 마지막 1분 기다려주면 됩니다 짠! 아 진짜 아름답습니다 판을 죽은 라면도 살린다니 과연 어떻게 살릴지 뭐지 이게? 잠깐만요 라면은 역시 김치 싸먹어야죠 네, 네, 제, 제, 제가 다 먹었나요, 이거? <laughs> 예. 싫어해요 <laughs> 새벽 1시에 싫어. <laughs> 이 레시피가 죽은 라면도 살린다는 그 심폐소생술 레시피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잘 끓인 라면인데 계란을 풀어 넣은 라면 맛이에요 근데 그게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물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짤까 했는데 스프를 적게 넣어가지고 짜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함축돼 있는 맛 뭐라고 해야 되지? 그 진한 국물 맛그 마지막 그 한 방울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국물이 함축돼 있는 그 뭔 느낌인지 아세요? 그 계란을 막 풀어가지고 고소하면서도 약간 탁해요. 근데 이 싫어하는 호불호가 있는데 계란을 푼 그런 라면 맛인데 저는 노른자를 이제 덜 익혀가지고 막 풀어서 먹었는데 얘가 노른자의 고소함과 면발의 그 쫄깃쫄깃함과 면발을 여러분 다 익히시면 안 돼요. 계란 넣을 때는 절반이나 절반 조금 더 익어야지 면발이 딱 먹었을 때도 이제 좀 꼬들꼬들하고 쫄깃쫄깃한 게 있지 완전 라면 거의 끓이듯이 끓인 다음에 계란을 넣으면은 여러분 드셨을 때 면이 다 퍼져가지고 팅팅 불고 뚝뚝 끊기는 그런 맛없는 라면을 드시게 될 거예요 물은 처음부터 너무 적게 잡진 마시고요 좀 넉넉하게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? 물이 많다 싶으면 그때 버리셔도 돼요 그니까 처음부터 물을 너무 조금 넣는 것보다는

어, 종이컵으로는 한 컵 반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요. 그냥 일반 물컵으로는 한 컵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그 정도 해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. 어떤 라면이든 실패할 일 없는 심폐소생술 레시피로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. SNS에서 엄청 핫했던 죽은 라면도 살린다는 그 레시피 쿠지라이식 라면을 해봤는데요. 어떠셨나요? 이 방식대로만 하면은 전혀 실패할 일 없고 누구나 다 성공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한 번씩 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있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. 안녕!